저는 지금 인천공항 2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파리로 출국하는 날이거든요 파리 여행 잘 갔다 오겠습니다 오케이 <laughs> 대박 와 이거 사진의 사기가 아니었네 네. 자연광이 미쳤어요 여러분 와 실화야 이거? 진짜 예쁘다 먹어줘 맛이 어떻습니까? <laughs> 말해 뭐해 <laughs> 맛있어